장난입니까? 구독미 안녕하세요 테두리 스토리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한국의 미연식 게임 포커스 온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배 <gasps> 어제 일은 비밀이에요 싫은데 싫은데 찍어달라고? 너 나 꼬먹으로 생각하냐? 얘가 날 꼬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? 다른 포즈, 귀여운 포즈 하면 안 되겠더라. 너. 넌 재능이 없어. 뭐야! 이렇게요?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다른 포즈. 아 진짜 이건 안 될 것 같아. 음. 아! <laughs> 아니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표준 그냥 찍어 그냥 굳이 아니 저기 밑에도 있는데 굳이 위에 위에다 하는 건 뭐야? 야 밑에 있잖아. 음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. 진짜요? 정말이죠? 그냥 아우 야 어우 깜짝아. 약속? 야너 싸대기 때리는 거 같이 한다. 핸드폰 줘봐요. 너너 난 밀당할 거야. 어 주는 거밖에 없어. <laughs> 아난 주기 싫은데. 뿅. 너 한두 번 따본 솜씨가 아니구나. 이 기집애. 아이폰 쓰네 나. 아이폰 짝퉁이었다. 와 아이폰. 어, 잘 나왔어요? 아니. 보여줘요. 아니 싫어. 지금 지금은 좀 부끄러운데. 어, 선배 지금 같이 봐요. 음, 싫어. 교실에서 그 보자. 죽어 튀어야겠다. <laughs> 어때? 표정이 좀 안 좋아진다? 음, 왜 뭐예요? <laughs> 왜 왜? 눈치챈 거야? 표정이 안 좋아. 어, 이거 좋아? 괜찮 안 되는데. 통차 싫어? 음. 아. 다른 어? 친구들도 거기 간댔는데. 어, 그러면 애들 마주치면 좀. 야, 답은 정해져 있는데.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봐? 이기집애야. 어이씨. 어이씨. 왜 왜? 고마워. 고마워. 고마워. 열어봐요. 알았어.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 뭐야? 나 초콜릿 별로 안 썼는데. 가져왔어요. 우리 시간을 좀.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입니까? 일로와. 일로와. 어, 뭐야? 일 멈춘 건가? 어, 플레어. <laughs> 어, 어, 어. 어떡해요? 아, 아니야 들어봐. 저손좀 잡아주면 뜨근 뜨근 뜨근 뜨근 뜨근 뜨근 어어 왜 얼굴이 빨개져 <laughs> 이상해